이제 이렇게 아침으로 간단하게 반숙 계란이랑 제가 그저께 만들었던 레몬 파운드 케이크거든요. 이거랑 방금 타온 유자차 요거랑 같이 간단하게 아침을 먹으면서 조금 여유롭게 쉬었다가 바로 이제 다이어리를 쓰고 할 예정입니다. 아침을 먹으면서 유튜브를 잠깐 봅시다. 저의 최애 아따 맘마 <laughs> 제가 오늘 해야 할 일과 이번 주에 꼭 해야 할 일을 간단하게 적겠습니다. And look, look, look, there's Joy's picture. You can rise, you can rise past one of these, one of these. There is no fear, no sense of feeling doom, sense of feeling doom. Down, that's all over here. Where are you Oh god, I can believe I'm losing casino this. Best one, best one display. 고기를

很大。 just barely and I. so... 6분이고요. 3시 7분 넘어갔네요. 3시 <laughs> 7분이고 방금까지 자격증 공부를 했으니까 바로 이제 이어서 영어 회화 공부를 할 거예요. 안정알부분 선택 Wow. But even that true? is even that true? What you are so, so what you're. Come on, record get your winner. Come on, record get your winner. Why can't we just why can't we just why can't we just have what we have now? Not every time that we try about to decide.